가라 밥을 찾아라 혼덕진 군나를 죽음 먹어라 하이롱 님들 하이롱 나 오늘 최고 패션 아이템 노랭이 안에스 입었음 오늘 먹어볼 혼밥은 족발 인계동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마망족발이야 오늘 싸이월드 컨셉이야 아, 맛있겠지? 지금 시각은 새벽 3시인데 편집하다가 바라밥을 너무 안 찍은 지 오래된 것 같아가지고 찍으려고 하는데 아, 아 너무 쉽다 아 졸려 목도리 이거 오랜만인지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 뭔지 알, 뭔지 암? 이거? 싸이월드 감성 그 머리에 잘 먹겠습니다. 마왕족발 앞다리 솥짝을 시켰는데 수원 인계동에 사시는 분들 한번 먹어보세요. 되게 보통 족발의 그 맛을 벗겨나갔어. 아니, 비껴나갔어. 아니 벗어 이거 그냥 음, 뭐지 이거? 음 소스구나 그래서 내가 진짜 좋아하고 즐겨 먹는 족발집이야 머리를 묶고 먹어야지 저는 막국수를 서비스로 안 줘. 그만큼 족발의 퀄리티를 더 높이기 위해서래. 사이드로 족, 막국수를 팔고 있으시거든? 그만큼 족발의 퀄리티를 높이시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시더라고. 그만큼 맛있어. 응, 음, 나는 쌈 싸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음, 지금 추워가지고 쌈을 못 싸먹었어. 방금 나 이빨 부러지는 거 들은 사람? 아 맞다 그거 안 했다 아 너무 급하게 시작하느라 그걸 안 했네 잘 먹겠습니다 이따가기마스 탕탕탕탕탕탕 이거 안 했네 아 미안해 혼밥 친구 바라바라바라밥 액션 이것도 안 했네 아 진짜 미안해 아 편집하다가 너무 정신없어가지고 쏘리 쏘리 쏘리 미안해 나 혼자 있을 때랑 스타판이랑 지안이랑 지안이 있잖아 남자친구랑 같이 있을 때랑 뭔가 내 말투나 행동 같은 게 좀 다르지 않아? 뭔가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자랐어서 그런지 사랑받을 줄을 아는 거지 그래서 뭔가 사랑받으려고 되게 내 나름대로 귀여운 그런 척을 하고 있더라고 내가 막 나를 돌이켜보면 아, 참 사람들이 왜 자꾸 귀여운 척해요? 이러는데 보니까 아, 남자친구 앞에서 귀여운 척 사랑받으려고 하지 그러면 사랑 안, 받, 사랑 안 받고 싶나? 응? 다들 안 그래? 응, 안 그런 말고 응? 자꾸 그러면서 아이 말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 그게 습관이 됐어 오랜만에 옛날 영상을 보면서 느꼈다 나 부끄럽더라고 뭔가 아무래도 내가 막, 막내라서 그런지 좀, 좀 사랑받는 방법을 알아서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랑받겠구나 이걸 알아가지고 그걸 좀 써먹는 것 같아 나도 내가 그걸 좀 아는 것 같아 <laughs> 미안해 자제할게 근데 어쩔 수 없는 이게 나야 귀여운 척 하는 것도 나라고 그러니까 귀여운 척 하는 모습도 그냥 나로 봐주라 나도 너의 모든 면을 좋아하잖아 예를 들어 판단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했지?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 내가 좀 후줄근하고 편하게 있을 때 어떻게 저런 모습도 남자친구 뭐 사랑할 수가 있지? 이런,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잖아 내가 그래서 언제 한번 물어봤어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는데 너의 대답은 어때? 이러고 그러면은 지연이는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아. 나의 예쁜 모습을 <clears throat> 보고 좋아한 게 아니라 그냥 나여서 좋아한 거기 때문에 내가 뭘 해도 좋은 거여서 좋은 거지 내가 뭘 해서 싫고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거든? 그런 것처럼 나도 너희가 뭘 해도 좋으니까 나도 내가 뭘 해도 너희도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어. 이게 결론이야. 죽은 내가 피부 재생 수, 시술 수술이 된다. 시술을 받고 와서 그런지 조금 피부가 울긋불긋하고 고르지 못하거든 그래서 엄청 간지러워 내가 나중에 후기 영상을 찍을 건데 일단은 지금 얼굴에 뭘 바르긴 발랐어 나중에 후기 영상을 보여줄게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고생한 만큼 엄청 따갑고 지금 간지럽거든 각질이 탈각한다고 하더라고 한 3일 뒤에 내일이 한 3일 뒤일 거야 내일이 12시 지났으니까 오늘이구나 빨리 각질이 벗겨졌으면 좋겠다 아, 빨리 꿀피부 됐으면 좋겠어 요즘 막 얼굴에 뭐 나가지고 응? 호르몬 잘못돼가지고 막 턱 주위에 뭐 나오고 착색되고 무슨 턱 주위에 뭐 나면 수염 난 사람처럼 여드름 뾰루지 나고 진짜 아니 짱나 피부만 좋아도 생얼로 다니기 안, 응? 안 흉한데 난 생얼로 다니기가 좋단 말이야 뭐 바르는 거 번거로워서 빨리 얼굴 피부 좋아졌으면 좋겠다 내가 피부 좋아지면 너네한테 알려줄게 좋아하는 무이였는데 지금 3초 지났으니까 주워 먹으면 안 되겠지? 이거 우리 본가에 있었거든? 추석 때 갖고 온, 거, 갖고 온 옷인데 진짜 촌스럽지 않아 옷? 일부러 촌스러워서 갖고 와봤어 레어템이야 이게 아디다 이런 거안 나와 진짜 레어템이야 어디 가서 못 구해 솔직히 지금 이거 보면서 부러워할 사람은 부러워할걸? 레어템 모으는 사람들 이거 엄청 오래된 거거든 나 초등학생 또 되기도 전에 있었던 옷들, 옷들일걸? 내가 물려받은 거라서 덥지? 아다스 후드라고 근데 이거 쓰면은 후드를 쓰잖아? 그러니까 안 예쁜 후드다? 이렇게 생겼다? 옛날에 만들어진 후드라서 그런지 안 예뻐 원래 후드가 좀 쓰면 후드가 이뻐야 되잖아? 근데 이래 아 내가 방, 내가 먹방 먹방 전문 그것처럼 먹어볼게. 뭔가 먹음직스럽게 먹어볼게. 소리는 소리? 아, 음, 일단 소리 첫 번째로. 어땠어? 좀 괜찮았니? 두 번째는 먹음직스러운 음식.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 일산 일단 일산 일산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일산 거주자분들은 손을 위로 들어주세요 이렇게 오 초점 완전 잘 잡혀 카메라 사기 잘했다 카메라 나 중고로 샀거든 최근에 중고나라에서 이거 엄청 추천받아가지고 내가 아시는 지인분께 추천받아서 샀거든? 근데 이게 단종된 거라서 삼성에서 이제 카메라 사업 안 하잖아 엄청 찾기 힘들었다? 근데 이거를 중고나라에서 파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당장 연락해가지고 아니 저한테 파세요 파세요 파세요 그랬다 근데 부산인 거야 카메라는 원래 직거래 해야 되거든? 그래서 부산 엄청 멀잖아 근데 좀 나이 있으신 아저씨분이시더라고 음, 나한테 막 신뢰를 주시는 거야. 제가 지금 부동산을 하고 있으시니 하고 있는데 음? 인터넷에 검색하면 자기 부동산 이름 나오고 주 나오니까 믿, 믿으시라고 그래서 내가 바로 믿고 입금했더니 카일 배송해 주셔가지고 쿨걸 했지 뭐야 초점도 잘 잡히네 이봐 이거 바로바로 바로, 바로 잘 잡히는 봐 내가 전에 카메라 초점 안 잡혀서 엄청 화났던 거 기존의 콩콩물들은 오래된 콩콩물들은 알 거야 내가 초점 때문에 많이 화가 났다는 거 근데 이렇게 초점이 잘 잡히는 거 봐. 어머머 효자야 효자 이거 봐 이거 봐 음, 음, 음. 이거 봐 먹어볼게요 음. 음. 음. 음. 어, 어, 어. 음. 냠냠냠 냠냠냠 음. 냠 가서 추워 있어. 이건 전기 담요거든? 무릎 담요? 근데 나 이사 갈 때 엄마가 이거 준 거거든? 이거 원래 우리 엄마 건데 아니 나 원래 할머니 거다 원래 외할머니 건데 외할머니가 엄마 쓰라고 엄마 줬는데 엄마가 나 쓰라고 나 줬어 이런 게 엄마 마음일까? 할머니가 엄마 쓰라고 엄마 주고 엄마가 나 쓰라고 엄, 나, 나 물려받은 거야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데 단기간으로 내가 받아버렸네 그래서 엄마도 지금 할머니가 아마 두 개 줘서 하나는 엄마가 쓰고 하나는 나 줬어 덕분에 겨울철 엄청 잘 쓰고 있어 이거 안니었으면나 지금 진짜 얼어 죽었을걸 히터도 없어 사무실에 내가 이, 이야기 하나 해줄까? 우리 연사를 왔잖아 사무실 솔직히 이게 집, 집을 구한 게 아니라 사무실을 구한 거라서 되게 여러 가지로 복잡하더라고 뭘 몰랐는데 여기가 집으로 구한 그런 게 아니라서 거주를 하면 안돼뭐 산다거나 여기서 막 씻고 막 어, 여기서 옷 잘 살림 차리고 그러면 안 되더라고 음, 뭐 아무튼 여러 가지로 복잡한데 내가 부동산 계약을 별로 안 해봤잖아 왜냐면 이런 거 할 나이가 별로 안 되니까 뭔가 나이가 적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을 딱 가면은 되게 티는 안 내려고 하시는데 나는 느끼지 뭔가 음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이렇게 해주시는 걸 난 좀 느끼지 왜냐면 우리가 잘 모른다고 더 설명해 주시진 않는 것 같아 그냥 모르면 모른 대로 너희가 더 이상 알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넘기시는 좀 무시 어리다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어려서 한 번도 뭔가 서러운 적이 없었거든? 그냥 어리니까 모르는 게 맞는 거지 하면서 항상 내가 모르는 게 맞는 거지 하면서 좀 어린 거에 대한 좀 난 그게 있었단 말이야 항상 어리면은 뭔가 이렇게 받으니까 어려서 괜찮아 넌 어려니까 좋겠다 어려서 좋겠다 이러면서 항상 나는 어린 구심이 있었어 근데 뭔가 이제 딱 사회생활을 하면서 부동산에 막 계약서도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리다고 무시를 받으니까 어리는 게 싫은 거야. 그래서 나랑 한 살 차이 나는 진짜 이게 한 끗 차이인데 나보다 좀 더 이런 거에 대해서 빠삭하게 아시는 분을 데리고 부동산에 다시 갔어. 근데 대우가 다른 거야. 우리 회사 관계자인 척하고 데리고 갔거든 그냥 우리랑 친한 오빠였는데 회사 관계자인 척하고 부동산을 데리고 갔어 부차발을 드리고 근데 오빠가 되게 연기를 잘해주셨어 그랬더니 우리가 계약할 건데 좀 말도 잘하고 뭐 좀 아는 것 같으니까 계속 계약서 영지 같은 거를 그 오빠 앞에다가 계속 들이미는 거야 그런 거 보면 진짜 몰라도 아는 척을 해야 되고 어려도 티를 내지 말아야 되는 거 보면은 되게 되게 좀 서러웠던 게 있지 그래서 집주인분이랑 계약을 하고 그렇게 됐는데 여기에 있는 사무용품들을 우리가 다 안 사면은 계약을 안 한다고 하셨어 근데 여기만큼 진짜 가성비가 좋은 곳이 없었거든 이만큼 넓고 근데 가격이 싼 거야 왜냐면 여기 건물이 오래됐거든 화장실도 변기가 아니라 이게 쭈그려서 써야 되는 거고 약간 건물들이 다 낡았어 대신 좀 넓은데 보증금 500에 월세 50 넓은 대신 좀 싼 가격이었어 넓은 거에 비해서 솔직히 이 정도 가격이면은 서울에서는 절대 못 구하거든 그래서 우린 진짜 감지덕지하면서 여기 아니면 진짜 우리 못 구한다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있는 용품들을 다 구매하래 구매했지 솔직히 있는 돈 없는 돈 적금 깨서 구매했어 통장 깨서 여러 가지로 돈이 다 깨지는 거야 주인분은 우리한테 막 되게 무관심하시고 이번에 열쇠도 장비실 뭐지? 장비실 문 잠겨가지고 열쇠 어딨냐 했는데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laughs> 아니 열쇠가 잠기도록 되어 있으니까 잠기도록 버튼이 있으니까 언, 언제 어딘가 전국에는 열쇠가 있을 거 아니야 잠그는 버튼이 있으니까 열쇠를 열 수 있는 시스템이 분명 있어야 된다고 어디에 있는 열쇠가 그래서 열쇠가 어딨냐고 주인분께 연락을 드렸는데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니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열쇠 그 열쇠 아저씨를 부르래 돈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자기가 어떻게 하니? 열쇠를 달라고 했지 자기는 없대 아 당했구나 처음에는 엄청 잘 챙겨주실 것처럼 하더니 우린 당했구나 그래서 지환이가 문을 부셨어 지환이 채널 가서 영상 보면 알 거야 지환이가 너무 솔직히 열쇠 출장 비용 있잖아. 열쇠 이거 안 열려가지고 출장 비용 부르는 거랑 열, 쿠팡에서 열, 이거 열쇠 장비 사서 다는 게 훨씬 싸더라. 쿠팡에서 알아보면 9,000원이고 출장 비용은 13만원, 14만원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그냥 문을, 지연이가 문을 부시고 열쇠고리를 하나 사기로 했어, 그냥. 세상은 참 힘든 것 같아. 아직도 내가 모르는 세상은 넓겠지? 어른 되기 싫다. 난 어린애이고 싶어. 이런 나를 어린애로 생각해 주겠니? 고통을 느끼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내가 탄산을 잘 못 먹거든? 그래서 맥주도 잘 못 먹어 그러다 보니 항상 술자리를 가면 어쩔 수 없이 소주를 먹는단 말이야 근데 소주는 진짜 드럽게 맛없어 엄청 써 근데 탄산이 아니기 때문에 먹어 그러다 보니까 좀 잘 취해 근데 내가 맥주를 못 먹어 왜냐? 탄산이니까 근데 맛있어 콜라랑 사이다는 그래서 되게 모순이다 진짜 소주는 엄청 드럽게 써서 먹기 싫은데 탄산을 못 먹으니까 소주를 먹어야 돼 그래서 나는 이제 그냥 술을 안 먹어 솔직히 술은 취하려고 먹는 거라는 말이 있잖아 그 취하면 기분이 좋, 좋단 말이지 이렇게 막 붕 뜨는 느낌이 들고 근데 맛이 없어 일단 음식은 맛이 있어야 돼 그래서 맛있는 술을 먹어야 돼. 난 말리부가 맛있어. 성인분들은 말리부 한번 드셔보세요. 유유깨 그거 알아요? 이소라가 강아지한테 유깨 하는 거? Good girl. Good boy. Good girl. running water. 나서 그런지 엄청 따갑네 그리고 나 고추 오이고추는 먹는데 그냥 이런 일반 고추는 별로야 매울 것 같아 그리고 구운 마늘은 먹는데 생마늘은 별로야 요생 양파는 이제 좀 먹기 시작했는데 구운 양파가 좀 더 달고 맛있는 것 같아 나 어떻게 이거 다 남겠다 음. 집에 가져가서 내일 아침에 먹어야겠다 여러분들은 아니지 자취를 안 하는 친구들도 있겠구나 어쩌다가 자취를 시작했어요? 저는 어쩌다 보니 자취를 하게 됐네요. 혼밥이 되게 외로워요. 근데 혼밥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멍 때리면서 먹게 되면서 생각이 많아지면서 좋던데 나는 요즘 생각, 혼밥할 시간이 없어서 오히려 못하고 있어가지고 시간을 내서 혼밥을 하고 있단 게 뭔가 그 몸을 떼면서 햄밥을 천천히 먹게 되면서 입안에 음식물을 오래 두게 돼. 요먹 떼면서 이렇게. 뭐 가끔씩 씹다가 말아. 여러분들은 음식 못 먹는 거 뭐 있어요? 먹겠다 나... 나 또 쩝쩝거리면서 먹었나? 근데 맛을 진짜 맛있게 음미하면서 먹으려면은 쩝쩝거리면서 먹을 수밖에 없어 신경 쓰였다면 미안해 다음부터는 안 쩝쩝거리려고 노력해볼게 시끄러워! 무슨 소리야? 이거 무슨 소리야? 아 청소차 소리구나 죄송합니다 <laughs> 이거 죄송해라 내 카메라가 30분이 넘으면 자동으로 꺼지는 그럼 버릇이 있나 보다 아무튼 나 지금 밥 먹을 때까지 기다려줘서 고맙고 어 마저 먹고 있던 친구들은 어서 천천히 먹고 소화 잘하고 방구도 퉁퉁 끼고 그러렴 나는 이제 끌게 오늘 나랑 같이 밥 먹어서 고마워 다음에 나랑 또 콩밥 하자 콩밥이 아니라 혼밥 안녕 또 만나 혼밥 친구! 오늘 이거 못하셔서 미안해. 다음에 또 다시 해줄게. 혼밥 친구! 와라와라 와라와 고추 선물 되시다! 당당당당당당당 안녕! 이거 목도리 써줘야겠다. 안녕!